타이거 우즈, 김시우, 로리 맥길로이, 최경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입니다. PGA 주간 대회 중 가장 많은 총 상금과 우승 상금이 걸려있는 돈잔치 또는 제5의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는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그골프입니다 4대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 US 오픈, 디오픈에 이어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회인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197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7회가 됩니다. 역사는 짧지만 높은 상금, 우승자에게는 4대 메이저 대회와 같은 페덱스컵 포인트 600점을 부여합니다. 초대 대회 우승자이자 최다 우승자는 잭 니콜라우스, 디펜딩 챔피언은 2019년도 우승자인 로리 맥길로이입니다. 아직 이 대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맥길로이가 이번 2021년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가 입니다. 참고로 2020년 일본의 마츠야마 히데키가 1라운드에서 토너먼트 레코드인 9원더 63타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대회 자체가 취소되었었죠. 여담으로 대회 참여한 선수들에게 총 상금을 5,700만원씩 골고루 나눠줬다고 합니다. 18월 라운딩 후 5,700만원이라 엄청나네요. 대회 장소는 1982년부터 항상 TPC 소그레스에서 열립니다. 피트 다이라는 분이 최초 코스 설계를 했고 이후 여러 번의 리모델링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PGA 투어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홀은 어디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TPC 소그레스의 파3 17번 홀입니다. 넓은 연못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린이 아주 인상적이죠. 변화가 심한 바람과 엄청난 중압감으로 선수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는 홀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티샷 한번 쳐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이 17번 홀에서 많은 선수들의 좌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중 가장 유명한 건 2013년도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와 우승 경쟁하던 세르히오 가르시아 선수죠. 티샷을 두 번이나 물에 빠뜨려 쿼드러플 보기를 기록 이 때문에 선두권에 있던 그의 순위가 수직 가강하였습니다 한국 선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이 대회 최연소 우승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우승 당시 그의 나이는 21살 10개월 16일이었는데 2021년 현재 19세인 김주영 선수가 앞으로 이 기록을 노려볼 만합니다. 2011년도 대회에서는 코리안 탱크 최경주 선수가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사투를 펼쳐 결국 미국의 데이비드 톰스를 꺾고 감격적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이번 2021년 대회에는 임성재, 김시우, 이경훈, 안병훈, 강성훈 5명의 선수가 출격합니다. 벌써부터 설레네요. 왠지 5명 중 1명이 우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듭니다. 지금까지 도그골프였습니다